잘 나오는데 자, 양, 양이지 양 안녕 양 안녕 양 안녕 양 어떻게 한다 그랬지? 어? 네. 나 힘드네? 네. 해봐 있잖아 어떻게? 어, 젖소잖아 네. 젖소 음자 음메 해봐 그렇지 해봐. 또 해봐 또 해봐 어. 음마 그렇지 소가 음메 자 사자는 어떻게 하지 사자? 사자 사자는 사자. 어떻게 해? 사자 사자는 어떻게 해? 진짜 쏘리 촬영합니다 갑시다 괜찮아 자 빠이빠이 자 빠이빠이 <laughs>